붙은 새래 지내냈지 그저 지낸 친구처럼 만났을 뿐 너의 곁에 나가니 다른 그 사람이 서 있는데 나의 마이왜 이리 허전한 걸까 늘 있었기에 너의 소중함을 몰랐을 뿐 아마 처음부터 너를 사랑했었나봐 이제는 너를 이해할 수 있어 내가 잠시 너를 떠났을 때 너의 모습이 왜 그리 슬퍼 보였는